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 메뉴가 굽네치킨에서 고추바사삭이랑 가라보불닭 하나 계랑 콜라를 준비했어요 아 고추바사삭은 가족들이 저번에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더 먹어달라고 해서 같이 먹고 싶어서 그래서 먹게 됐어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남는 거는 가족들이랑 같이 나눠서 먹을게요 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